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제 영상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레깅스 리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레깅스를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헬스를 등록하고 처음에는 집에 있던 그냥 STL 거 레깅스를 입고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헬스 1주차 브이로그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deadlift를 하면서 팬티 라인이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막 젝시믹스, 안다르 이런 데를 찾아보다가 젝시믹스에서 레깅스를 엄청 많이 구매했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 레깅스를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가장 먼저 샀던 게 이 젝시믹스의 블랙라벨 시그니처 라인 380N이고 얘는 블랙 라인 라벨 중에서 제일 두꺼워요. 블랙 라벨이 이제 300, 330, 360, 380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인 380 단계이고 얘를 선택했던 이유는 후기 중에서 되게 살 군살을 잘 잡아준다. 그리고 허리 말림이 다른 것보다 고무줄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하체 운동을 할 때도 말림 현상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었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얘가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는데 음, 저는 너무 그냥 막 잘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380 라인은 오른쪽 위쪽에 여기 젝시믹스 라벨이 있어요. 얘는 방금 보여드렸던 블랙라벨 시그니처 380N 라인 중에서 블랙이랑 색깔만 다른 오로라 gray 색상이고 한 두 번 정도 입었는데 색깔이 정말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런 색깔을 낼 수가 있는지 380 라인들이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색상을 다양하게 되게 잘 뽑았더라고요. 얘는 M 사이즈라서 조금 딱 달라붙는 감이 있긴 한데 색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를 입기 위해서라도 자꾸 빨리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레깅스고 만약에 얘를 제가 라지 사이즈로 주문을 했다면 얘도 블랙이랑 같이 등 하는 날에는 얘를 입고 하체 하는 날에는 블랙 색상을 입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게 자주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M 사이즈라서 저한테는 살짝 답답한 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380 라인 같은 경우는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만족하는 레깅스고 얘를 보면 지금은 겨울이라서 괜찮은데 여름에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얘를 이렇게 쭉 늘어 당겨도 전혀 얘는 비침이나 그런 게 없어요. 되게 두껍고 재질이 진짜 좋아요. 저는 제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도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 레깅스를 입었을 때 뭔가 운동이 더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라벨 시그니처 380N은 제가 첫 레깅스부터 지금까지도 너무 잘 입고 있고 사실 360이랑 380을 고민했던 이유 중에서 부풀이 많이 난다는 후기를 봐가지고 380을 골랐는데 생각보다 재질이 좀 탄탄하고 좋아서 저는 부풀이 잘 나진 않더라고요. 이 오로라 그레이 색상은 정말 보시면 반할 거예요. 다음은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이고 짜잔! 제가 무려 3가지 컬러나 샀어요. 오로라 그레이 레깅스를 입으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서 다양한 색상의 레깅스를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 구매했던 블랙라벨 시그니처 380N이 라지 사이즈로 사서 그런지 좀 엉덩이 부분도 그렇고 탄력이 있는 레깅스임에도 불구하고 하체 살이 좀 빠져가지고 잡아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다른 레깅스를 사야 된다 싶어서 검정색을 또 M 사이즈로 사기 위해서 380N을 M 사이즈로 또 살까 고민을 하다가 360N도 되게 후기가 좋아가지고 블랙 색상 M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짠! 380N만 계속 입고 다니느라 아직 새 거는 뜯지를 못했었는데 얘가 시그니처 블랙라벨 380N이고 얘는 오른쪽 하단에 잭시믹스 로고가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여기 보시면 고무줄이 이렇게 좀 높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정도 두께감이 있다는 게 380N. 얘는 같은 블랙라벨 시그니처 중에 360N 모델이고요. 아까 380N이 고무줄이 되게 넓적했다면 얘는 좀 더 얇은 느낌이에요. 얘는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중에서 로즐리 베이지 색상이고 M으로 주문했어요. 즉시믹스가 색상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얘를 보시면 얘는 누디한 연핑크 느낌의 색상이고 어두워 보이는 베이지 색상이 아니라 연한 핑크로 사람을 되게 확 밝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의 그레이시 민트 색상이고 얘도 후기에서 색상이 너무 예쁘고 진짜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레이한 느낌과 민트를 한 방울 섞은 느낌 3 6 0 n 의 그레이시 민트 컬러와 3 8 0 n 의 오로라 그레이 컬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360에는 그레이시 민트라는 컬러랑 맞게 딱 그레이랑 민트가 섞인 느낌이고 380N의 오로라 그레이 색상은 그레이인데 약간 오묘하게 은은한 연보라빛 얘는 조금 초록색에 가깝고 얘는 약간 은은한 연보라빛이면서 그레이한 색상으로 진짜 오묘하고 어쨌든 둘 다 예뻐요. 380N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들면은 젝시믹스 로고가 안 보일 정도로 조금 허벅지 밑에 부분, 무릎 밑부분에 젝시믹스 로고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엉덩이 라인 쪽을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검정 색상으로 하면 라인이 잘 안 보여서 컬러가 있는 색상으로 했고요. 왼쪽은 블랙라벨 시그니처 380N 오로라 그레이 색상 오른쪽은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그레이시 민트 색상입니다. 380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엉덩이 쪽에서 허벅지로 내려오는 선이 하나 있어서 힙업 효과를 더 잘 드러내준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 360N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위쪽으로 라인이 하나만 있고 V옆 3D 플러스 레깅스도 마찬가지로 360N과는 동일한 라인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380N 라인만 입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거예요. 탄력이 있게 살을 잘 잡아주는 건 너무 좋았는데 땀도 나고 조금 가벼운 레깅스를 찾고 싶어가지고 가격대가 저렴한 젝시믹스 레깅스 중에 V업 3D 플러스 레깅스고요. 얘는 월넛 베이지 색상, 얘는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시그니처 라인들과는 다르게 얘는 심플하게 딱 젝시믹스를 대표하는 로고 한 가지만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V옆 3D 플러스 레깅스는 이렇게 허리 쪽에 따로 banding 처리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high waist로 조금 군살도 잘 잡아주고 가볍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음. 블랙라인 380 제시믹스 블랙라벨 시그니처 380 블랙라벨? 블랙랍 제시믹스 시그니처 블랙 얘도 후기로 봤을 때 색상이 너무 예쁘고 그냥 막 입을 수 있어서 VD 3 VD, V협 3D 플러스 3D, 아니 V협 3D 플러스